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이마눈썹 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눈썹 거상이라는 수술 이름 자체가 벌써 생소하죠? 이 수술은 말 그대로 눈썹을 갖다가 위쪽으로 올려주는 수술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눈썹의 바깥쪽부터 원래 처지게 됩니다.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적인 이제 요소들로 다른 또 좋은 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20대나 혹은 30대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이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눈썹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깥쪽이 올라가면 좀세련되지기는 하는데 화나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안쪽이 올라가면 좋게 말하면 좀 순해 보이지만 잘못 보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요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자 눈썹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그림과 같이 눈썹의 모양이 바뀌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물론 눈썹 화장만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수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만약에 가령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자 눈썹의 경우에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눈 여기 위에 부분이 볼록하다든지 혹은 이렇게 시원한 눈매가 안 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술을 갖다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눈썹을 그리는 거는 제가 생각엔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결과와 그리고 나의 이미지 개선을 원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눈썹 자체에 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증상이 좋아지니까 눈에 이렇게 눌리는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논문에서는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편두통도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두 번의 경우밖에 없어서 한 분은 호전이 되셨는데 나머지 한 분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이 이마 눈썹 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사실 부가적으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마의 주름도 좀 같이 펴지기 때문에 이마 눈썹 거상이라고 현재 불리는 것입니다. 예, 눈썹을 내리는 힘 자체가 그래도 많이 약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눈을 뜨는 힘이 조금 보강이 돼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안검 하수에 이제 교정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마눈썹 거상은 보다 젊고 밝은 이미지를 내고 싶은 경우에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눈썹 하수가 있거나 눈썹이 비대칭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수술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안 필요한지는 사실 집에서 다들 거울 보시면서 안쪽도 좀 이렇게 스스로 올려보고 바깥쪽도 좀 올려보고 같이 양쪽도 좀 올려보고 해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담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썹을 갖다가 올리는 한계는 대략 한 8mm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안쪽과 바깥쪽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